있죠 웃어졌다내 네, 여기 여기. 저 저. 땡큐 땡큐. 걸리면 넘어지면 안 되니까. 딱 죽은 것 같아. 자. 여기 네, 야.